안돼 아, 네.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일부러 했어 하나 둘셋 이주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하루 이야기입니다 네. 편집해주세요 <laughs> <laughs> <laughs> 네 오늘 MC는 김미소입니다 어색할 걸 이런 이쁜 음식 없잖아 피디님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 오늘 여기는 홍대 연트럴 파크라고 합니다 아, 아 연안동 연안동 홍대 많이 와봤는데 맞아 맞아 나도 처음 홍대 홍대 바로 거기 있어 잠시 아,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몰랐어 네 오, 늘 여기서 뭐 할 거예요 피디님? 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덥지만 저희가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네. 네. 게임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총 4가지 게임 할 거예요 네. 이 중에 한 명은 MC가 돼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아난 먼저가 MC 저요 저요 저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게임마다 MC가 계속 바뀔 거예요. 아, 아, 좋아요. 알겠어. 팀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간단하게 대댄지로 먼저 할게요. 대댄지 뭔지, 알, 알죠? 알죠. 아, 오케이.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댄지. 그러면 누가 팀이야 지금? 우리는 지금 팀이고 여기는 팀이야. 팀이다. 계속 여기 하나는 MC 있어야 돼.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자. 아, 맞아 맞아. MC 누가 할 거야? 안내미 진거 가위바위보. 나뭘 맡기 싫어. 어 나가. 마셔라 그래서 내가 괜찮아 게임할 수 있어 자 MC가 누구죠? 저요! 저요? 네, 네.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MC는 시작! 끝! 이런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시작! 끝! 오케이! <laughs> 재밌겠어? 첫 번째 게임은 전달 게임입니다 예. 무슨 전달이냐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홉, 열. 야, 여기 잡아. 천천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몇초 남았었죠? 16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 물은 너무 여기까지. 물 음. 이만큼. 완전 빠르게 했어. 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어. 최대한 어. 완벽하게 담는 아, 사람이 아, 이기는 거예요. 또 알고 싶어? <laughs> 아이고. 다음 팀. 이 팀은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이 팀은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지금 얼마큼이죠? 시간 다 그렇죠.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어요. 어, 시간 다 썼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 우리 아,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 못하는 거 말했잖아요. 그리고 계란이 깨졌어요. 계란 깨졌어. 근데 계란 깨졌으니 뭐 먹을 거야.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겠다. 네. 실패자 돼. 네. 실패 실패. 우리 아니야 그 실패 아니 우리 이렇게 일곱 개랑 안 깨졌잖아.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편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미소. 네 우리 마 물을 정말 네. 잘하지 재밌는 잘하는 거 재밌는 거야지. 맞지 아, 우리가 재밌게. 우리는 재밌게 했잖아. 아니 그래서 이겨야 돼. 재밌게 했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 그래서. 미소하고 폴한테 좋은 걸 줄 거예요. 네,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MC 할게요. 아, 자, 이번 두 번째 게임에서 MC 누가 하실래요? 두 번째 게임은 MC 누가 할 거야? 제가 할래요. 그럼 오케이. 자, 이번엔 레오가 두 번째 MC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레오입니다. 안녕. 잘해주세요.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블라인드 게임이에요, 블라인드. 어, 뭐? 어! 무슨 게임이냐면 어, 뭐? 어 저희가 메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짜파게티 하나는 아이스크림 와 아이, 우리 아이스크림이야 그래서 자 미소가 골라주세요 전 아이스크림 아 콜라도 돼? 어 아, 왜냐면 아, 아 이겼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예! 알겠어 이거 팀은 아이스크림 아이고 갔어 이, 그럼 준비됐어? 네, 네.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게임 시작 바람 속에 빨리 하자 어색 3 2 빨리 먹기 1 시작 오케이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오케이 stop stop 오케이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잠깐만 아야 아니 먹고 와 먹고 와 잠깐만 아니 아, 왜, 왜, 왜, 좀. 어디야, 어디야? 네, 좀, 좀.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맛.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멀리, 어, 멀리, 있어. 깜깜깜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깜깜깜게. 어.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왜, 왜, s t 너무 차가워서. 오케이, up, up, up. More, 아, 아니, 아니야. Down, down, down, down. A little bit down. Come to me, come to me. Okay, your hands a little bit. Oh, okay. 아저 come away.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미선 걔는 알아서 먹는 건데. 많이 먹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할까? 오케이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니까 괜찮지 됐어 <laughs> 와나 배. 예 배르잖아 먹어라 아아와 가단이 먹는 거네 오케이 맛있게 먹네 와 맛있겠는데 맛있게 먹네 와 맛있겠는데 너 맛있어 맛있게 먹는 건데 먹고 있어 아우 잠깐만 가뿐 말고 잠깐만 야 먹었어 먹었어? 잠깐만 진짜 빨리 먹는다 와 고! 아니 아! 니 아니 거까지 아니 안 와서 괜찮아? 됐어? 아니 안 와서 오케 됐어 됐어 오케이 That's what BB is like 오! 잘했어 잘했어 That's okay That's okay 아디맨 아만다랑 아셀라 아셀라 앉아라 아 무섭다. 아 무서워.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우리 저기 앞에 잘하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있어? 라면 여기 있어? 어, 있어 있어. 왜? 왜? 왜? 먹어 먹어. 저만이 해줘. 저만이 해도 돼. 아이 마이 갓. 아니야 아니야 더. 더 많이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마지막. 하나 둘 셋. 홈. 다시 하나 둘셋 네! 홍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 다시 여기 여기 뭐지 아, 하나 둘셋홍 예. 이? 홍기격 홍기격 홍대 입고 홍이대 맞아 잠깐 아, it's shiny. Okay. Shit. 아, BTS 맞아 잠깐